안녕하세요 김종국입니다 아,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피부관리 관심 많으시죠? 아,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아, 원인을 알수 없는 아, 피부 트러블 참 많아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피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지속적인 관리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플라즈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제4의 물질 상태입니다. 아, 자연현상인 번개, 오로라,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형광등, 네온사인 등이 바로 플라즈마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러한 플라즈마는 우리 피부에 아주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즈마의 살균 기능은 아토피의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을 살균하여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 세균을 박멸합니다.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주름 개선과 더불어 상처 치유, 색소 침착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며 악취를 일으키는 분자들을 분해하여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프라바이오가 카이스트 기술력으로 다년간 연구 끝에 이러한 플라즈마의 살균과 세포 재생 효능을 피부 미용에 접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최첨단 플라즈마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새로운 피부 미용기기 프라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프라빈은 이온 상태의 플라즈마가 피부에 작용하여 여러분의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피부 보습이 개선되어 피부는 점점 자색 능력을 회복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변화합니다. 피부 속 섬유아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주름 개선 및 피부 탄력이 살아납니다.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여 맑고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건조에 의한 가려움을 완화시켜줍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피부에 수분기가 없도록 정돈합니다. 프라뷰 측면의 전원 버튼을 밀어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켠 후 사용하고자 하는 부위를 5에서 10분 정도 피부결에 따라 부드럽게 스치듯이 프라뷰 기기를 천천히 스캐닝합니다. 트러블이 심한 부위는 10초 정도 집중 케어해주세요. 플라즈마 발생 시 파란색 LED가 나타나고 권장 사용 시간 10분이 지나면 파란색 LED가 깜빡이며 플라즈마 발생이 멈춥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전원을 껐다 켜주세요. 프라뷰 사용 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프라뷰 세라 크림은 세라마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 보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빨간색 LED가 깜빡이면 사용을 마친 후 충전을 해주세요. 한 번 충전으로 4에서 5회, 총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는 빨간색 LED가 켜지며 충전 완료 시에는 LED 불빛이 꺼집니다. 플라즈마 발생 시 파란 불빛이 나타나며 프라뷰 사용 시에 나는 소리와 냄새는 플라즈마 발생 시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프라뷰 사용 후 피부 속의 노폐물 등이 플라즈마 발생부에 묻어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화장솜으로 닦아주세요.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라뷰, 당신의 피부를 살아나게 합니다. Make your skin alive. 프라뷰.